하이하이하! 패치 읽어주는 요정 달짱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8일 오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12월 수집품 이벤트 패치 이른바 우주 해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왓슨의 근접무기 소식입니다. 왓슨의 감정 표현 중 가장 귀여운 감정 표현 날시와 함께하는 감정 표현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지금은 막혔지만 예전에는 귀여운 내시를 친구의 머리 위에 달아주기도 해서 내 친구라고 표시하며 다닐 수도 있었죠. 왓슨하면 넷시넷시하면 왓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관계 때문인지 이번 왓슨 근접무기에서도 넷시가 출몰합니다. 그리고 왓슨 근접무기와 함께 레전드 스킨, 총기 스킨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Town Takeover입니다. Town Takeover란 레전드들의 스토리 배경이 되거나 관련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킹스 캐년의 연구소는 레이스의 Town Takeover, 올림푸스의 Fight Night는 패스파인더의 Town Takeover인 것이죠. 이 외에도 램파트, 미라지, 블러드하운드 옥테인, 코스틱, 크립토의 Town Takeover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새로 나온 맵, 스톤포인트에도 Town Takeover 지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레전드의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겠죠? 10시즌 말 올림푸스 맵의 정원 지역 위쪽 들판에 현재 스톤포인트의 구조물이 생겨났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곳에 방갈로르와 방갈로르의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비춰졌었기 때문에 방갈로르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단이 탈? <laughs> 실종이라고 머저리더라. 제키,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모든 IMC 아군에게 구조 신호를 전송한다. IMS 헤스티아 승무원 즉시 구출을 요청한다. 스톰 포인트 가이아. 애니타, 이 루키 녀석. 부가적으로 이번 패치 내용에 스톰 포인트의 안테나 지역에 여기다. 총을 쏠 수 있을 정도의 어, 넓은 문틈과 다리 및 벽뚫린 어, 버그 수정이 어? 포함될 듯합니다. 님들 이거 뚫려요. 또 11시즌 왓슨의 buff를 담당한 직원들이 크립토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크립토의 buff 혹은 rework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2월 수집품 이벤트 패치 우주 해적에서는 왓슨 근접 무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상 에이펙스 요정 달짱이었습니다. 바이바이바